안녕하세요. 원 마크라미입니다. 손잡이에 들어가는 크라운 매듭을 배워볼게요. 순서대로 똑같이 따라해 주세요. 끈이, 끈을 4줄을 세로로 놓아주고요. 테이프로 위를 고정시켜 놨습니다. 그 다음에 1번, 2번, 3번, 4번으로 부를게요. 먼저 1번 끈, 2번 끈, 3번 끈, 4번 끈 이렇게 모양을 먼저 잡아주세요. 동서남북으로 모양을 잡아준 다음에 1번 끈을 2번 끈 위에 놓습니다. 2번 끈을 3번 끈 위에 놓습니다. 그리고 3번 끈을 4번 끈 위에 놓고요. 4번 끈을 4번 끈을 1번 끈과 2번 끈 사이로 넣어주세요. 그리고 4 줄을 잡아당겨서 모양을 잡아주면 크라운 매듭이 완성이 됩니다. 모양이 이렇게 나오시면 제대로 하신 거고요. 동시에 끈을 잡아주면서 첫 매듭은 고정이 윗부분이 풀려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고정이 안 돼 있는 상태예요. 모양만 손가락으로 눌러서 잡아줄게요. 그리고 두 번째부터는 위 아래로 좌우로 끈이 네 줄이 놓이게 됩니다. 다시 똑같이 시작합니다. 위로 놔주고요. 두 번째 끈, 세 번째 끈 위로 놔주고요. 세 번째 끈, 네 번째 끈 위로 놔주고요. 네 번째 끈을 첫 번째 끈과 두 번째 끈 사이로 넣어주세요. 그리고 줄을 당겨주면 매듭이 완성됩니다. 계속 반복해 주세요. Música Bye.

thank you

Música う Thank you. Bye. Bye. you Thank you. Bye. Bye. Thank you.

Música